안녕하세요, 초롱쌤입니다. 요즘 딕다운펌이 인기가 많은 만큼 딕다운펌 시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? Thank you. Thank you. 이전과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. 어때요? 깔끔하죠?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?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